여기는 하늘소 들리십니까 2020년 9월 19일 흉가여행 60탄 와 60탄 미쳤다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미 가보겠습니다 본 건물입니다. 본 건물이고 여기는 어, 어떤 데냐면은 이런 데예요. 이전에는 여기는 뭔 소리야? 귀신 게라우 귀신 게라우 누구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아까 좀 여기서 뭐 봤다고 그랬냐? 채팅창에서 아까 뭐 창문에서 뭐 너희들 뭐 봤다고 그랬지? 맞지? 너희들이 말한다면 이쪽 창문 어쩌면 내가 열어놓은 거야 잠깐만 문은 잠겨 있고 누구야? 야! 방금 본 사람 꿈은 거 안녕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를 요상한 기운님께서 또다시 오셨거든요 저 오기 전에 그때 사람이 누워있었다고 그랬거든요 <laughs> 여자 향수 냄새가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와, 씨발, 전화 돌리네 이거, 잠깐만. 그때 호텔인데. 여자 양수 냄새 같은 게나 진짜 거짓말, 레야. 아까 지금 여기였나? 여기서 뭐가 지나갔나, 얘들아? 와, 아, 미치겠다. 여러분들. 이전에 여기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방에 있는데 여기에서 욕실하고 연결되는 이 창문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끄은 것이 갑자기 있다가 슥 사라졌어. 가서 확인했는데 안 보여. 거깁니다. sir, sir, sir, sir, sir, sir, sir. 좀 이따 3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와! 아, 와! 씨! 아, 와! 아! 씨! 깜짝이야! 씨! 아, 깜짝이야! 좀, 좀. 아 깜짝이야! 씨! 아! 어우 씨! 깜짝 와! 진짜 놀랐어 진짜! 아! 아! 아! 야꼬깔콘너 누구야? 야 세모지기 꼬깔콘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방금 누, 소리 들은 사람! 혹시 저 기억 못하십니까? 이전에 왔었는데 예? 이전에 왔었는데 저 여 안에 들어갔구나. 나오세요. 나오세요. 잠깐만. 저기 못 뭐 지나고 보... 잠깐만. 저기 창밖에 못 뭐 지나간 것 같은데 잠깐만. 누구세요 당신? 나와보세요. 내가 잘못 봤습니까?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기 있다! 예스, 예스! 어머니! 아니, 누구야? 아, 아, 아, 대가리 찍었어 아, 아, 대가리. 여러분 잠깐만요 뭐야 일로와 어. 뭐야 바로 확인 씨발 바로 확인 줄도 확인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불어 아무것도 없어 불어 아무것도 없어 불어 아무것도 없어 불어 아무것도 없어 불어 아무것도 일도 없어 줄도 없어 알바도 없어 씨 아무도 없어 씨 퇴근했냐 알바? 와다 중계방 애들 씨발 나 신용등급 올라왔다고 뭐 걔 오지는 부분이구만 바로 확인해줬더만 애들 나 시야 신용등급 떡상이라고 난리 났다 지금 여러분들 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걔 신불자였지 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렇게 심하게 장난은 안 쳐요 여기가 이전에 오늘도 형체가 보이고 똑같은 이전에 왔을 때 저는 똑같은 형체가 보이고 현상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그 사이 도망가고 빠르긴 한데 뒤에 뒤에 없다니까 왜 그래? 뒤에 장난치 말하니까 뒤에 없어 그런 거 뒤에 없어 잠깐만 이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둘러볼게요 여러분들 2층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둘러볼게요 지금 여기는 이 코리가 어 왔을 때 이전에 왔을 때 막 장난이 엄청 심했어요. 음 그때 물론 레전드 나왔죠. 근데 그 후에 또그 요상한 기운 형님께서 갔다 왔다 가시고 이번에 제가 또 온 거예요 다시. 근데 현상은 분명히 있었어요. 모습도 있었고. 근데 딱 거기까지야. 여기에서 아까쯤에 무슨 화장실 문을 딱탁 제끼기도 하고 바로 확인했는데 없고 저기 티밥 티밥 담는 거 그 그릇 있죠 티밥 그릇 그것을 움직였다 빨간색 확인했는데 또 사라지고 없고 모습은 한 두어 번 비치고 얘들아 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너희들한테 지금 누구들야 너희들한테 나 오늘 어디 가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관데왜 갑자기 가원하시고뭐 뭐 가, 갑자기 가오나씨가 나와 가원하시고 어딘데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별로 기분 안 좋아 없어요 없어 요 보세요 없잖아요 아!